ん 안녕하세요. 헤라 역할을 맡은 성우 정혜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맡은 우리 헤라가 주인공이에요. 아, 헤라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일부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까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음, 결국에는 진정한 우정을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 인트로 씬에서 엄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음, 정말 한때나마 엄마랑 행복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가 어디서든 날 볼 수 있도록 아, <laughs> 네, 어, 음... 실제보다 헤라 역할을 맡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일단 헤라의 스펙은 누구나 닮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금수저에다가 천재 아이돌이니까요 네, 뭐 노력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타고난 게 너무 훌륭하다 보니 좀 부럽네요 <laughs> 네. 거기에서 성격까지 좋으면 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처음에는 그 송이 캐릭터처럼 좀 자신감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이 성우 일을 하면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나라처럼 항상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음. 네, 제가 저번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퍼플 퀸이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래서 퍼플 퀸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해야 될 말은 꼭 하도록 해. 뭐 부르지? 오프닝? 꿈결에 스친 멜로디 늘 간직했던 비밀을 열어요 아 다시 할게요 너무 어, 음. <laughs>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꿈결에 스친 멜로디 늘 간직했던 비밀을 열어요 그대만의 샤이닝 스타 이거 근데 안 쓰셔도 돼요 제발 아, 이번엔 헤라를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주인공이었잖아요. TV 시리즈에서는.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마냥 세고 막 강하고 도도하기만 해 보였던 헤라의 그 마음속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laughs> 네, 궁금하시죠? 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녹음을 마쳤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샤이닝스타 극장판이 개봉하네 내 멋진 무대를 보고 싶다면 꼭 보러 오도록 해. 난 루나퀸이 될 거야.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 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